어, 어, 이름이 뭐예요? 저 아리 아린 생일 몇이에요? 생일 응. 생일을 써? 생일 갑자기 응. 12월 12월 14일 14일 어, 생일 축하해요 <laughs> 아주 반남저 <laughs> 처음 살아나네 뚫렸어 죽었해요 주가해요 네. 카가 예, 예. 아, 아, 하하하 아, 아맞아 아. 아, 맞아요 주가해요 네. 카도 카도 음. 하 하야 하. 카해요. 하 아주 카해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카해요. 행복하세요. 아니잖 캐나다 있던 사람은 여기서 보네 진짜 쉽지 아 맞아. 요 레이단 위에서 여기 왔어요. 거짓말 하지 마. <laughs> 오늘 며칠 6월 일일. 어, 오 사이 예쁘네. 역시 외국 사람이어서 그런지 음. 사이